Hola chicos y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de pareja. El día de hoy estamos celebrando que cumplimos un año haciendo videos en YouTube. Muchas gracias por todo el apoyo durante este primer año en YouTube. Ha sido muy divertido compartir videos con ustedes. De verdad, muchas gracias por todo el cariño y apoyo que siempre nos dan. Ahorita el plan es hacer un en vivo para celebrar con ustedes y después vamos a ir a ver unas flores que se llaman Ume y no sé qué vaya a pasar en el día, así que bueno, espero que les guste el video del día de hoy y comencemos. Hola,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10시 40분, 42분, 20분 후에 우리 유튜브 라이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 전 준비할게요 준비 많이요 근데 네,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게 마지막에 한 게 우리가 나고야 갔을 때라 아마 3개월 전 3개월 만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직접 얘기를 못해서 오늘 너무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년 기념일로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위해 케이크를 하나 좀 사올까 해요 이제 10분 정도? 15분? 밖에 없는데 사올게요 날씨가 너무 깨끗해요 너무 따뜻하고 봄 같아요 오늘 좋은 날이야 있을까? 음. 어, 모다이바 뭐 초코 케이크 있네. 비싸겠다. 스폰 케이크. 뭘 좋을까? 롤 케이크도 있고, 몬블랑도 있고, 따니아 좋아하는 마스크 치즈 케이크도 있고요. 살래? 뭘 살까? 김현미에서좀 비싼 거 살래? 오다이바 초코 케이크 이거 가겠습니다 케이크도 샀어요 고다이바 Hola, hola. 올라 Bienvenidos a un nuevo en vivo, al en vivo de celebración de un año en YouTube. 예 Chicos, saluden, están saliendo en nuestro video de la siguiente semana. ¡Eh! One,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우리 채널 우리 채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Gracias chicos por apoyarnos durante un año. Chicos, ya terminamos el en vivo, estuvo muy divertido. Muchas gracias por habernos acompañado a lo largo de este año haciendo YouTube. Espero que les hayan gustado mucho nuestros videos y espero que este siguiente año que vamos a estar compartiendo aquí en YouTube sigan apoyándonos mucho. ¡Provechito! 로벤티또 맛있어 진짜 음. 우리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아침 못 먹었잖아. 그래서 잘 먹고 싶어. 브런치 브런치. 네, 브런치. 그치? 좋아. 브런치. 아빠가 생일이가지고 지금 초나하고 있어 casa porque el clima está delicioso y vamos rumbo a ver los árboles de hume, los árboles de cerezo, que espero que ya hayan florecido. A ver si si, si podemos ver las florecitas. Miren, aquí es donde venimos, el Kyoto Imperial Palace, en japonés le dicen el Kyoto Goen. Y aquí hay este... Es un jardín y hay muchos tipos de flores y creo que tienen la hume. Miren chicos, este parque es muy popular y como hoy es domingo y el clima está delicioso, hay muchas familias. Y aquí está el primer arbolito de hume. Está hermoso. Y miren, aquí hay otro. Este es Ume color rosa. Vean qué hermoso. Thank you. enfrente del parque está este mini local de café que es muy famoso aquí en Kyoto y hemos venido a comprar un cafecito. Miren, aquí pueden elegir los granos de café que quieran y tienen de Guatemala y también tienen de Honduras. Ah, <laughs> <laughs> ya tenemos cafecito y lugar. Así que nos vamos a sentar a chismear con ustedes. Hemos caminado como por 30 minutos buscando una banquita que tuviera una mesita para poder sentarnos a platicar con ustedes. Allá pidió un café sabor naranja y yo pedí un té chai. ¡Salud! <laughs> y queremos platicar con ustedes de cómo ha sido este primer año haciendo videos en YouTube. Chukamida. Chukaeuri. Feliz, feliz cumpleaños. Feliz primer cumpleaños. Hayato chikum kachi, cheir chubahan un video moyosa. Hayo ni un Yogachi. Hyogachi. Yoga. Yoga? 요가 비디오 사람들한테 많이 좋았어. 시 나도 너무너무 재밌었어. 재미있어. ni 단이 편집도 잘했고. 그리고 이 비디오 찍었을 때도 재미있었어 sí. 아, 생각보다 하야토요가 잘 못했어 아니 아니야 그때는 아니야 잘 못했어 하야토 no 내가 너,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포스들 잘 못했어 아니야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네 아, 이런 거할 수 없었어 <laughs> 그 비디오 너무 재미있었어 음. 나그 비디오 좋았어 그리고 우리 카메라 꽂혀놨을때 그 비디오 너무 좋아나 꽂혀놨을 때라면 그 1년 전에 여기에 온 거? 아하. 아하 그 일본 천동 음악 아하. 그 비디오 아. 내가 많이 좋아 아, 왜요? I don't know, I think it's fun 진짜? 이 비디오 나치 볼때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어 음, 그때는 진짜 슬펐는데 엄청 어, 슬펐어 어, 다행이다 1년이 돼서 네 그리고 우리 예쁜 새로운 카메라 있어 음. 네 그때 제작했을 때 엄청 옛날 카메라 쓰고 있었어. 엄청 큰 사이즈 네, 네, 옛날 네. 카메라. 이걸로 어떻게 블로그 치고? 진짜 블로그 찍을 수 없었어. 우리 음. 얘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laughs> 여기 아팠어. 네. 내가 계속 얘기를 하면 타니야 카메라 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laughs> 무거워서 그랬어. 얼굴 안 나와요. <laughs> 아, 아. 조금씩 조금씩. 음, 우리 아마 유튜브 덕분에. 더 재밌게 보냈어 이번 년에. 시 재밌게 보냈네요. 어, 1년 동안. 음, 음. 네, 새로운 경험도 많이 했고,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시 재밌었어. 음. 많이 해봤고. 많이 배웠어. 나는 블로 처음에 찍고 봤어 우리 아, 채널이랑. 음, 음. 나 원래 내 유튜브 채널에서 블로 많이 찍은 경험 없어서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잘 몰랐어. 음, 근데 이 채널 하면서 우리 같이 배웠어 아하하. 그거 좋았어 나도 그거를 하고 다니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알게 된 느낌 씨. <laughs> 생각보다 어렵지 씨 그러네요 씨. 음. 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씨 음.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다니아가 나는 유튜브 하고 있다 하, 하자 했잖아 응. 그때 음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 음. <laughs> 진짜 <laughs> 진짜 하야 어, 너 유튜브에 이렇게 하나, 하나도 몰랐어 씨 그때 아직 1 7년이랑 4년 중 음.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사람들 많이 안 했잖아요 네. 그냥 그 말은 있었어 유튜브 유튜버 음 나는 말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씨 요즘 인기 많아졌어 씨 유튜브. 진짜 그 1년 응. 내내 그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아 다니아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했어요. 드디어 4년 후. Más vale tarde que nunca.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 하면서 우리는 바뀌었어? 어떻게 음. 생각해? Sí. Sí. 음, 왜냐면 내가 타니아 일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잖아요 음. 다니아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음. 왜 다니아가 이거를 해왜 뭔가 그 왜그 그 부분을 내가 알게 됐어 그리고 왜? 그거는 많이 있겠지? 아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왜해가 필요해 뭔가 아 이런 것부터 진짜 우리가 그 시, 시, 진짜 그 집을 구할 때 음흠. 일단 큰 잔문이 필요하다 뭔가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잖아 네. 음, 그게 먼저? 에? 뭔가 It's important. 그게 우선이 아니지 근데 먼저... 그거 유튜브 때문에만 아니고 바이타민도 필요하지 야 그거도 그렇지만 <laughs> 근데 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음. 그, 그 서울 집도 네네네 네, 네. 음,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했었는데 아 음. 그런 의미가 있었군 그래서 그거도 이제 내가 알게 된 거고 음, 그리고 유튜브 때문에 우리 많이 싸워 사람들 이런 거 궁금했어 음... 아까 라이프 하고 있었을 때 이런 질문 왔어 아 진짜? 아, 근데 군 파이트 아닌 것 같다 우리 씨 가끔 뭐가 아 나 이런 식으로 치고 싶어 아너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이런 거 나영아치 하는데 음. 그냥 콘 파이트 없어 혹시? 그냥,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걸 그냥 아하, 하니까 그냥 재밌게 하고 있어 <laughs>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나는 하고 싶은 질문 하나 있어 응?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 제일 좋아하는 비디오 뭐예요? 음... 궁금해 혹시 요가 비디오? 요가지 <laughs> 요가 제일 재밌는 거 같아 진짜 제일 좋아 <laughs> 편집이 너무 좋아 아마도 너무 재밌어 내가 스페인어 몰라도 재밌어 우리가 한국어로 하니까 그런 거야 네. 얘는 한지 <laughs>